웃겨 이제 찍기 시작했어 지금 일어나자마자 먹방을 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뭘 시켰죠? 오늘의 스페셜 메뉴 플랫드 아니 근데 왜 <laughs> 실내에서 선글을 끼는 거 셀카 찍으려고 <laughs> 네 어제 어, 집에 와서 떡실실 하고 푹 자고 지금 일어나서 어, 아침밥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계획은 여유롭게 먹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에펠탑에갈 예정입니다 파리 온 목적은 어저께 바게트 빵으로 결정했고요 오늘은 부산 흰에펠탑 이 지금 면도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일단 면도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밥을 먹고 에펠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슝 T-shirt. Je travaille sur le 원래 라떼 잘안 마셨는데 getting late Got it all, babe, Save arms when you're ready I'm here when you need me, I'm yours if you let me Got it all, babe, Save arms when you're ready I'm here when you need me, I'm yours You need me when it's getting